똥꼬가 설렌데. 아근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다. 아이만 먹었어 우리. 역시 라이브 하면 매운 거를 좀 빼놓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매운 치킨을 한번 시켜봤습니다. 아 냄새 잘 나. BHC 양념 메소킹. 국내? 아, 아. 마라 볼케이노입니다. 마라 볼케이노. 열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와. 오, 매운 향확 난다. 오. 빵. 매운 거 잘 드시나 봐요 얀얀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저는 매운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피디님은요? 맵찔입니다 <laughs> 매운 걸잘 먹어요 똥꼬가 설렌데 <laughs> 아 센스쟁이 아 그래서 이름도 불타는 똥꼬시구나 <laughs> 어. 약간 모든 음식에 똥 뭐부터 먹어볼까요? 어 이거 셀것 같아 향이 이게, 네. 이게 말하고 이게 맵초킹 맵소킹 맵소킹 맵소킹 저 이거부터 먹어, 먼저 먹어볼게요 맵소킹 매워요? 음? 안 매워요? 맛있다 맛있다 응. 맛있는 매운맛이네 음. 약간 어떤 정도냐면 아까 광이 나는 치킨에 김 반장을 빼고 싶을 정도예요 <laughs> 맛있어 너무 맛있는요 음. 끝맛이 조금 매워요 근데 되게 맛있는 매운맛 맛있네 맛있다 맛있다 아 계속 매, 먹으면 중첩이 되네 음정 싸요 고양이님께서 밥 어딨냐고 근데 이건 그게 비벼 먹을 소스가 없어요 어... 여러분들 그 양념에 드실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게 요거는 소스가 이렇게 안에 없는 매운 그거예요 약간 BHC에서 소스 아낀 느낌이죠 <laughs> 어 매운 게 갑자기 확 올라오네 아 음. 아 이거 한 두 개 먹으면은 여러분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빵이겠다요 어 아,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이것만 먹었어 우리 여러분 저 이제 매운 게 조금 내려가서 <laughs> 마라를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마라 먹어볼게요 자 이거는 굽네 마라 볼케이노 치킨이에요 굽네 마라 볼케이노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. 어때 어때요? 이거는 우선 입 안에 넣자마자 매운 향이 확 퍼져요 음. 그죠? 음. 약간 짭조름해요 맞아요 이건 약간 맑은 국수랑 먹으면 <laughs> 좋을 것 같은 느낌? 근데 마라 향이 그렇게 세지 않다 네. 국내 마라 볼케이노 치킨은 닭다리살인데 식감이 쫄깃하거나 그런 게 없어 질긴 뻣뻣한 그런 음. 느낌이에요 근데 마라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시키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좀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음. 만족시키지 못하는 맛일 것 같아요 마라 흉내 어 맞아 맞아요 네. 마라 흉내면 약간 향만 조금 나는 느낌? 네. 마라부터 네 마라부터 마라 몇 개 주실 거예요? 저는 마라 한장 주는 거 아깝고 제가 제가 먹을게요 빵 쌈장도 안 주시고요. 안 저는 반장 드릴게요. 반장! 이제 대망이 아. 이 맵소킹. 맵소킹은 우리 둘 다 약간 진실의 리액션 나왔잖아요. 네네 네, 맛있었어요. 네, 뭐몇장 드릴 거예요? 맵소킹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그 이유가 맛없는 매운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. 엽떡. 엽, 아, 아, 떡 이거는 맛있는 매움이에요 맛있는 매움 그래서 요거는 세 장 드립니다. 3장. 오! 저도 세 장 드립니다. <laughs> 축하드려요, BHC. <laughs> 축하드려요. <laughs> 자, 그 다음 치킨. 둥둥. 짠! 오! 양념치킨의 본자입니다. 어, 한번 열어볼게요. 하나, 둘. 쿠키! 아, 맥소킹은 한, 더 먹고 싶다. 이거 끝나고 저희들이 다 가져갈 거거든요? 근데 맵소킹 저침해도 돼요? 그리 <laughs> 가져갈래? <laughs>